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. 아, 평소에 찍을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찍어. 그 뭐지? 이 모든 걸 이렇게 그림을 딱 그려가지고 어. 그걸 잘 못해. 너무 즉흥적이야 나는. 안 돼, 안 돼. 오케이, 아무데나. 슬슬 준비해 나오고 있는 거야 번째 장소에 도착했어요. 여기는 발리의 청계천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. 아사르바둥 밑으로 내려가면 이런 곳이 있어요. 이렇게 각자 자기 아, 오늘, 뭐- 오늘 시장 행사 어, 완벽하게 성공리에 어, 시행하니까 얼굴들 좀 점검 좀 해요. 입금 됐나요? 선입금인데. 끼따 다빠 누워? 몰라? 수고하셨습니다. 여기 여기 조심해요. 여 예, 예, 예. 수고하셨습니다. 마녀님 아직 괜찮으신 거죠? 우리 리더 언니. 아직 숨이 고르신 거죠? 음, 음, 음. udah tinggal di Bali berapa lama? Wah, pakai lah itu loh. Terima kasih banyak.